아 쟁유저야 이분이? 근데 왜우나라 가고 있지? 백과는 너무 대비되는데 집어넣어주고 와 방금 선방 누를 때 오른쪽 어깨가 아팠어요 와아 잘깼다 Yo.